정확히지출이두배늘었어요도쿄에있을때보다수입차가한10배가까이날때도있어요코로나가터지면서이제멘탈도같이좀질식할것같아요もう帰国8ヶ月目です。帰国してからもうだいぶ経ってるし、まあ、日本にいた時と比べて今は何がどう変わったのかをちょっと軽く話を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도쿄에서는 평균 한 16, 7만엔? 뭐 많아야 한 23만엔 정도 썼었는데 이제 뭐 월세가 한 7만엔이고 식비가 한 4만엔 뭐 제가 쓰는 돈이 한 5, 6만엔 뭐 이 정도 근데 이제 수입원은 회사 월급 들어왔고 뭐 구글 수익, 유튜브 구글 수익 들어왔었고 뭐 추가 광고비 이런 거 들어왔으니까 수입원은세 곳인데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일이 없잖아요. 돈 쓸 일도 없고 사람을 안 만나니까 옷을 살 일도 없고 병원비 같은 거 말고는 진짜 돈 쓸 데가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근데 지금은 <laughs> 이제 YBN 강의 시작하기 전까지는 고정 수입이 없었잖아요 한동안. 그래서 프리랜서는 솔직히 이제 잘 벌 때랑 못 벌 때의 수입 차가 한 10배 가까이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입이 막 질쭉날쭉한 상황에 이사도 갔고 이사를 가니까 뭐 가구부터 시작해서 싹 다 사야 되니까 그리고 뭐 한 달 관리비, 뭐 수도세 다 포함하면 한 12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강의 때문에 출근해야 되니까 옷도 정기적으로 사야 되고 헬스도 다니고 또 이제 배달 음식도 비용이 좀 모이니까 그것도 은근히 커. 뭐 그리고 친구도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니까 한 번 만날 때 5만 원만 써도 이제 일주일이나 10만 원이고 한 달이면 4, 50만 원 되죠. 어, 지출을 계산을 해보니까 두 배 정도 늘었더라고요. 두 배 넘게 늘었죠. 근데솔직히이거는일본인이냐한국인이냐의문제가아니라뭐아싸생활을하느냐인싸생활을하느냐뭐집에만있느냐밖에나가느냐의차이인것같아요仕事は、まあ、東京にいた時は本当にシンプルでした。まあ、平日は会社の仕事をするでしょで終わったらまあちょっと動画編集するぐらいで週末は動画の撮影編集あとまあライブ配信 まあ、人に会わないからもう寝てる時間以外は全部仕事してるって感じかななんかルーティンが決まってる安定してるって感じまあ、今は毎週土曜日に YBM で日本語の授業やってるんで一応出社はしてるんですけど、まあ、執筆もそうだし、まあ、案件広告案件もそうだし、まあ、依頼が入ったらそれからま着手するって感じかな。うん まあでも東京にいた時より業務量は圧倒的に増えました。 물가는 도쿄랑 서울을 비교했을 때 평균값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둘 다 비싸죠. 둘 다 살인적인 물가인데 근데 이 비싸다고 느끼는 그 분야가 완전 극과 극이라고 해야 되나?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 비싼 거는 뭐 다들 아시는 교통비, 뭐 택시비, 뭐 의료비도 약간 비싸고 택시비 같은 경우에는 전 도쿄에서 살 때 3년 살았는데 제가 스스로 택시를 탄 게 이제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어요. 뭐 맥으로에서 저희 집까지 한 25km 되는데 그때 12,000엔이 나왔어요. 뭐 할증이 있겠는데 새벽이라 가지고 25km면은 홍대에서 한 롯데월드 잠실 정도까지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색 택시를 타면은 할증부터도 한 3만 원 이렇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12만 원을 <laughs> 냈죠. 그리고 의료비는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그래도 일본이 비싸요. 약국도 조금 더 비싼 느낌이고 일본이. 근데 한국은 이제 식재료 값, 치킨빵 값이 압도적으로 비싸죠. 저는 빵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자주 사 먹는데 이제 한국은 아 무슨 백화점에 있는 빵집 가면은 빵 한 개에 8,000원 이래. 와 과일, 채소, 빵, 고기 뭐 이런 거 식재료 같은 게 다 일본보다 비싼 편이에요. 근데뭐택시비포함해가지고교통비가거의3분의1이니까우리나라가결국평균내면은다똑같아요뭐도쿄든서울이든뭐월세안낸곳이돈이덜든다요정도去年までは荒川沿いの住宅街その静かな住宅街に住んでたんでなんか仕事終わったら、まあ、川沿いを一人で散歩したりちょっと走ったりたまにあのレトロなカフェ巡りをしたり なんかこう日本のドラマに出てきそうなそういうなんか静かで平和そのまんまの生活をしてましたなんかちょっと暇だけど暇だけどもなんか落ち着いてるって感じかな뭐나름좋았어요나쁘진않았는데지금은이제제가살고있는장소부터가젊음의메카인홍대신촌이런네 그래서 항상 막 떠들썩하고 정신없고 막 번쩍번쩍하고 그렇죠 그래서 있을 거 다 있고 진짜 편하고 살기 좋은데 가끔은 이제 속 시끄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4단계라 가지고 옛날처럼 막 막 술 취한 분들이 막 고성방가를 하고 이렇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이럴 때 보면은 그 홍대의 젊음에 좀 질식할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오고 나서 표정이 밝아졌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는데 이거는 나라 차이가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 2018년도에는 진짜 재미있게 도쿄에서 잘 지냈었거든요. 회사도 다니고 뭐 친구 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멘탈도 같이 터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좀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요즘에는 지금 DM으로 일본 사시는 분들이 DM이 좀 많이 와요. 언니 진짜 한국 돌아가야 될까요? 너무 힘들어요. 막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하시는 DM이 좀 많이 오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튼 코로나 빨리 끝나가지고 뭐 여행으로 일본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은 끝날 것 같지는 않네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백신도 잘 맞으시고 오랜만에 촬영을 하니까 굉장히 어요